안녕하세요 오만에 카메라 켜는 것 같아요 <laughs> 놀러 다니기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곧 이제 인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또 같이 있게 보내야 돼야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. 어, 이번에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어, 집을 구하는 방법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는 뭐 집에서 제가 어떻게 구해서 집에 전 집에 집이랑 있었던 일들을 되게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집을 진짜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뭐 일주일 전 또 많게는 뭐 일, 2주 전 또 아니면 3, 4일 전에 이렇게 오잖아요 미국 보면은 바로 와서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여기 지인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친구 집 잠시 머물거 하면 좋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에 친구 뭐 친척 지인들, 뭐 가족들, 친구들 뭐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완전 아 바닥부터 내가 다 알아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고 게스트하우스를 한4일가야 3, 4일가야 머물러야겠다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. 제가 게스트하우스 찾은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간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. 어, 네이버 검색창에 한인텔이라고 찾아주시면 돼요. 한인텔을 치고 전 세계 넘버원 할인 게스트 예약 플랫폼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어,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화면이 뜨고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 선택할 수 있고 뭐 티켓 뭐 쇼 이런 것도 볼 수 있나봐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누를게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지역 혹은 숙소를 먼저 정해요 어 저는 캘리포니아니까 북미를 눌러서 그 다음에 미서부 쪽으로 가서 어, LA를 누릅니다 보통은 LA 쪽이 인턴들 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는 LA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LA를 해서 어,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를 정해요 저는 뭐 지금 뭐 10월 1 0일에 출발 가서 음, 3일 뭐 정도 있을 거야 월요일 정도 있겠다 그럼 이렇게 날짜가 fix가 되죠 그럼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인원 한 명 체크를 하고 뭐 집 전체 뭐 이런 거다 체크해볼까요?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도미토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도미토리도 체크를 하고 뭐 개인실이 꼭 필요하다 그럼 개인실도 체크해 주시고요 어뭐 개인실 도 체크해 주시고 전저 같은 경우는 어 원룸도 좋고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룸그 다음에 뭐 개인실 이런 것도 검색해서 검색 형태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제 설정한 그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어, 이렇게 첫 번째부터 뭐 LA 힐링 게스트하우스, 뭐 해피하우스, 네, 니콜하우스 네,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쭉 오는데요. 이제 후기를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. 어, 이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 1박에 얼마가 뜨는지 나오죠? 사실 1박에 35불 정도면은 맛배신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4만원 정도 하는 거니까 <gasps> 어,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. 이거 할인테를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 잡았는데요. 어, 또 한인텔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 집을 구해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처음에 이제 l a 로 오시면은 뭐 추천받은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뭐 Radio Korea, Craigslist, 뭐 또 어떤 사람들 진로그라는 또 어플을 또 추천받을 텐데 각자 어떤 형식의 집을 구할 거며 그리고 그 집의 형태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들의 형태 그 인종 같은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게 사이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국 인턴 오신 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같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계약 같은 부분 그리고 만약에 어, 집값 아낀다면 같이 사는 룸메이트 중, 룸메이트도 중요하죠 이런 것저것 고려했을때 저는 그냥 한인들이 하는 어, 한인들이 내놓은 집을 들어갔거나 또 한인분들이랑 룸메이트를 하는 걸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사이트는 Radio Korea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구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Radio Korea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Radio Korea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뜨는 여기,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딱 나와요 사이트 나오는데 어,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이트 들어갔을 때 뭐야? 왜 이렇게 보기 좀 힘든?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에 사,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사실 한인분들이 다 사용하는 생생정보통 같은 뭐 뉴스, 라디오, TV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커뮤니티, 뭐 타운, 집 사고 팔고, 법률 문제, 뭐 진짜 모든 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식들이 여기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돼요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렇게 쭉 구인 광고부터 해서 쫙 나오죠 여기다가 렌트 리스를 누르시면 돼요 렌트 리스를 누르면 이렇게 집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앞에 말머리가 뭐 콘도 형태나 멘트 형태나 그리고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는 어 이렇게 가격까지 나와 있어요 월세 기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보시면 되고요 어 각자 사실 지역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맨 밑에 이렇게 필터란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목 내용을 다 검색해요 그리고 검색 단어가 은근히 디테일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, 부에나팍 지역을 검색해볼게요 부에나팍 이렇게 해도 검색 한글로는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부에업 검색하면 이렇게 부에업프 하겠점 나와요 뭐 제목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내용이 부에업프하게 들어있는 모든 검색이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부업나프 이렇게 말고도 영어로도 꼭 검색해보세요 그그 지역의 영어 그리고 띄어쓰기도 다 필터되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거 띄어서 쓰는 거 다 검색해보셔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쳐 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만 치지 마시고 부에나팍이다 이러면 한글로 부에나팍 이렇게 치고 영어로도 부에나팍 이렇게 치셔야 여러 가지 검색이 걸,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을 구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부에나팍 한남체인 뭐 5분 거리 출입문 따로 뭐 남자분 이렇게 성별을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이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방만 렌트하는 형식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형식을 보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미나다도 있네요 부에나팍의 라미나다 부에나팍의 라미나다도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류는 원베드가 있고 가격은 월세 600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연락처가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방 사진이 이렇게 쫙 나오고 뭐 어디 있습니다 뭐 잠만 뭐 이렇게 밑에는 디테일한 정보 같은 거 쫙 나오고 네 이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전에 이제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경험상 문자로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문자를 좀 서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전화가 편한 것 같고요 전화 좀 불편하시나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좀 여러 번 보내면 그 답장을 좀 비교적 빨리 받을 수 있는 집을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실 텐데 집 보러 가실 때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, 아무래도 첫 번째 욕실일 거예요. 욕실이 이제 쉐어를 하는 욕실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이냐 이걸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, 제가 이제 뭐 출입문이 따로 나 있냐 아니면 내가 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인지 그리고 아니면 1층에 살게 되는지 2층에 살게 되는지 그리고 주인분이 같이 사시는 건지 아니면 뭐 따로 사시는 건지 이런 정보들을 좀 나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뭐 1년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계약서를 쓰실 텐데 막 아무 때나 쓰시지 마시고 계약 기간은 꼭 물어보시고 제가 뭐 기획 제가 가능하다면 3개월 해도 될까요? 최대한 계, 계약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잡아서 집주인이랑 잘 딜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사할 때도 큰 잡음이 없게 깔끔하게 이사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집 구하는 방법 제가 집 구했던 방법 그리고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, 이걸 통해서 이제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,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하시는 분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다음 영상에도 브이로그랑 미국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즐거운 미국 생활 하세요